이렇게 S 누르고 W 누르고 W 누르고 S 누르고 W 누르고 S 누르고 W 누르고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안돼 아 추락한다 좋아요와 구독 나도 여기 갈래 정확하게 어디지? 여기 집 오른쪽 아래쪽 무조건 젠이지 이거 저기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해, 떠요? 이거 하늘로 뜨려면 뭐 누르면 돼? W 누르면 돼요? 나 1등인데 이거 내려가지고 주먹으로 오지게 맞을 판인데 총 들고 와서 쏴야 되나? S? S 누르면 돼요? 아팡 아팡 하지마 하지마 아이씨 다시 거야. 짜증나. 차, 차. 어, 미라마네? 미라마 동선 보고. 가자. 비행기 타러 갑시다. 같이 가는 친구가 없길 바라면서. 재밌겠다. 왜 이걸 진작 안 해봤을까? 일단 같이 가려고 하는 애데 있는 것 같아. 여기서 게임을 하진 않겠지. 거기 그쪽이 아닐 텐데. 신팬님 오늘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결국 뭐해? 드디어 탄다. 시작하자 또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내 거야 오토바이까지 막 <laughs> 안돼 포기야 오지마 고동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간다 포기 <laughs> 안녕 간다 이렇게 S 누르고 W 누르고 W 누르고 S 누르고 W 누르고 S 누르고 W 누르고 오어질어질러 안돼 아 추락한다 여기다가 세워놓고 기름 좀 채울까? W 쭉 누른 다음에 바로 도 따라 S 누르면 되겠지? 내가 앞자리 진짜 애들 너무 너무 못됐다 날아라 나 밀어줄게 그렇구나 총 더 좋은 거 가지고 왔구나 하지 말자 이거 힘들어